Hello. Everyone, today's Metaverse Korean class is about the weather. I will learn it is cold. The weather is hot. It was cold. The weather will be cold. Korean Click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teaches Korean in an easy and fun way. By learning the past, present, future questions, and negatives together, you. You will be able to talk easily. Uh, 어제, this one is so fast. 그 다음에 어제 past, 오케이? 과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future. 자, future가 스펠딩이 어떻게 되지? future. 선생님 F. F. 이거. 알아. <laughs> 죄송합니다, 선생님. 맞춰요. Thank you so much, 쿠키. 네. <laughs> 자, F, future. 오케이? 그죠? 이것도 future. 그죠? 이것도 future고. 오케이? 오늘은, today는, 잠깐만, 오늘은 present인가, present가, 이것도 p인가? 맞죠? 네, 네, 선생님. 그럼 잠깐만. Now. You can say now also. Now to 네. tell. Now라고 합시다. Now. 오케이? 이것도 now. right now. 이것도 right now.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추워요는 뭐야? 추워요는 뭐가 들어가야 돼? 추워요는 어, now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Now. Right now. 그죠? 더웠어요. 이거는 피가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자, 요거는 뭐야? 더워요는 뭐야? 뭐가 들어가야 돼? Now. Now가 들어가야 되지. Right now. 추웠어요는 P, pet. Past. Past. Past. Past. 그죠? 추울 거에는 뭐야? Future. 그죠? 이것도 future. 자, 가라님 네. 절대 어렵지가 않아. 자, 봐봐요. 피가 들어가면은 어제 날씨가 피가 들어가면 요것도 피자리 요걸로 해야 돼. 더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P가 어떤 가야 요거잖아. 추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now가 들어가면은 오늘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되는 거예 오케이? 자, F가 future를 한다고 하면은 내일 날씨가 추울 거예요, 더울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고. You got it, everyone? 네. 가라, you got it? Yes, I got it. 요거를 캡처를 뜨세요. 스크린 캡처를 떠가지고 계속 memorize를 하세요. 요게 P는 뭐야? P는 뭘 말하는 거야? Fast. N은 present. 어, right now. F는 future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P가 들어가 여기가 fast가 들어가면 여기도 fast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 right, right now가 들어가면 여기 right now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가라님한테 얘기했잖아. I'm told you. you very important first memories the Korea world 이거 Korea world this one memories를 하라는 거야. True, past, future, present. 오케이? 지금 쿠키 가온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어? 자, 따니아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따니아. I explain the words to the students one by one by one. and I try to memorize it. 자, 갑니다. 가라님. 네, 선생님. 자, 이거 보세요. 어제는 yesterday. 네. yesterday, 오케이? 오늘은 today. 내일은 어, tomorrow. 어제는 yesterday. 내일은 tomorrow. 지금은 right now. 내일은 tomorrow. 오늘은 today. You got it? 네, 쌤. You got it? 네, So I this got it. one. Train students how to speak over and over again. So that students can read and memorize it twice. 아, 네. 어, 어제, 오늘, 내일, 어제는, 내일은, 지금, 내일은, 오늘은. 또 위로. 어, 네. 오늘은, 내일은, 지금, 내일은, 어제는, 내일, 오늘, 어제. 어제, 오늘, 내일, 어제는, 내일은, 지금, 내일은, 오늘은, 오늘은, 내일은, 지금, 내일, 내일은, 어제는, 내일, 오늘, 어제. The past for students. Present. Future sentence making and speaking training. I'm ordering it. As you can see from the video. Is this video hard? If it's difficult for you, you probably don't know the word. 어제 날씨가 날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뭐야? 어제는 뭐예요? 과거죠? 그럼 여기에서 과거만 찾으면 되는 거지? 추웠어요. 이거 과거. 추워요. 이건 아니고 더워 더웠어요. 과거. 더워요. 추웠어요. 과거. 추울 거예요. 더울 거예요. 자, 요거 과거네. 그죠? 유가리? 그죠? 네. 그럼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어제 날씨가 더웠어요.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추웠어요. 추웠어요. 두 개네. 왜 두 개를 만들어 놨지, 이걸? 누나, 너 교재를 이상하게 지금 만드는 것 같아. 중복되고. 어? 자, 제가 한 번씩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자, 어제 날씨가 추웠어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오늘 날씨가 더워요. 내일 날씨가 추울 거예요. 어제 날씨가 더웠어요. 내일 날씨가 아, 더울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더워요. 지금 날씨가 더워요. 내일 날씨가 더울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오케이? You got it? 네. 가라님, you got it? I don't know. Sorry. It's okay. 자, you listen. 어제 날씨가 아, 더웠어요. 오케이?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어제는 날씨가 더웠어요. 어제는 날씨가 추웠어요. 내일은 날씨가 추울 거예요. 내일은 날씨가 더울 거예요. 지금 날씨가 더워요. 지금 날씨가 추워요. 내일은 날씨가 추울 거예요. 내일은 날씨가 더울 거예요. 오늘은 날씨가 추워요.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Lastly, I ask my students a job question. How is the weather in Myanmar? How is the weather in Indonesia? Then, the students trained to answer in the Korean language they learned. 미얀, 미얀마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네, 어제. 예, 미얀마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음, 어제도, 어, 추웠어요. 아주 추웠어요. 왜냐면 어제도 여기 날씨가 겨울, 추웠어요. 네, 왜냐면 여기 겨울이니까. 네. 내일은요? 아마 내일도 추울 것 같아요. 베리나이, 베리나. 네, 선생님. 자, 그 인도네시아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어, 저는 당하랑시에 살아요, 선생님. 당하랑시에 어제 어제 날씨는 너무 더웠어요. 아, 더... 네, 선생님. 자, 스코, 스코틀랜드는 날씨가, 아, 어제 날씨가 어땠어요? 아, 어제, 아, 스코틀랜드 날씨가, 음, 춥고, 음, 아, 흐립, 흐립니다. 흐리다. 아, 아 흐리고, 네. 흐리고, 흐리고, 흐리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아 흐리고 추웠습니다. 네. Yes, 네, 그, say again. 자 어제 um, 스코틀랜드 날씨가 어땠어요? 아 어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의 아 날씨가 음 h <laughs> o